준비일기 2따 지금 시작합니다. 하이미의 미리일기 2탄 네 오늘은 제가 시크릿 이벤트를 하러 왔는데요 여러분들과 이제 오랜만에 통화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즐거운 시간을 저희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? 어, 여러분들 이제 다가왔습니다. 너무 떨리네요. 이제 여러분들과 곧 통화를 하게 될 텐데 과연 어떤 분이 있을지 기대도 되고 또 솔직히 말해서 <laughs> 머리가 하얘요 지금처럼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랑 함께하면 되게 행복한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분 한번 가볼까요? 뿅 여보세요? 역시 이렇게 시크릿 이벤트는 너무 저에게 웃음과 힘을 주는 아주 좋은 이벤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. 이제 고고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시크릿 이벤트가 끝나는데요 역시 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,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행복하고 그다음에 응원이 오늘 또 엄청 많이 된 것 같고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겨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간이 종종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얘기 2편 여기서 종료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